Yeah. Mm-hmm. <laughs> Hmm. <laughs> ん！ <laughs> um, três. 嗯。 Ooh. 어? Huh? Mm-hmm.

Ha ha ha! Hmm. 음?